안녕하세요. 님이 지금 뭐 해? 음. 저는 많은 거 아니야 직접 많아 아니야 네. 음, 문, 문자만 맞아. 맞자 뭐 미미한테 뭐 계속 뭐 문자 뭐 이렇게 많이 아니야 음. 한국어 공부한데 뭐 어디 이해 못해 그 선생님 없어 음, 수업 끝났어 어, 지금 누구 물어봐 아동한테 뭐 물어봐 혀도 아, 끔끔히 천천히 알아줘 그리고 이 한국 와서 처음이라서 한국어 아직 안잔해그 앱은 코팡 앱은 사용한데 잘 못해 뭔가 받을 수 없어 음. 돈도 없어 왜냐면 돈 먼저 보냈어 지금 이미 어떻게 다시 돈 받을 수 있어 너무 다더 한우의 마지막으 이야기 미미씨 그 한국에 가면 장소이랑 아, 휴대폰, 뭐전보들 다른 사람 많으면 위험해.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라서. 처음에 우리가 그 어플로 만났어요. 음. 언어 공부하는 앱이야. 어. 그래서 한국어도 물어보긴 했지만 그때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잘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게 이제 쿠팡에서 아, 주소는 맞았는데 물건이 안 왔어. 어. 근데 배달은 완료됐다고 완, 어, 떠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 알려준 아. 거야 나한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개인정보고 음. 집 주소도 있고 휴대폰 번호도 있고 사실 위험한 건데 그걸 다 그냥 알려주더라 고 <laughs> 로그인해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 쉽게 믿고 음. 어,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거 알려주고 집 주소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러면은 저, 저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위험하다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마지막에 내가 그냥 그냥 <laughs> 농담으로 좀뻘쭘하니까 아니 나는 좋은 사람이라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때 그때 어. 조금 이미 마음 아 그 사람 재미있고 응. 어. 음 좋은 사람 것 같아 나 정말 만난 후에 나중에 만나, 어. 만났어 응. 만났어 너무는 전 반대죠? 귀여워게 <laughs> 그, 그 버섯 그 버섯 눈처럼 애동오르게 버섯머리라서 어. 아 그리고 너무 원래 우리나라 이렇게 음, 스타일 하면 사람도 생각 그 어떤 사람 공부 많이 하면 좀 얼굴 느낌 바보처럼 네. 이렇게 어, 거의 우리나라 그사람도 이렇게 스타일야 그 바보처럼 생긴 공부 잘하는 아, 사람 어, 웃기다 이렇게 어. 그리고 음, 기도 <clears throat> 와 크다 맞아 어, 너뭐 베트남 남자보다 진짜 키커 어, 근데 얼굴은 안에 눈, <laughs> 눈 라이처럼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 너무 뭐, 이 안경 아, 안 뭐 사용해. 렌 진짜 눈이 어. 이렇게 라인처럼 어. 베트남 사람은 거의 쌍꺼풀이 있으니까 음. 그래, 그래, 쌍꺼풀이 가... 있어서 크고 어. 근데 한국 사람은 거의 남자들 눈이 작지 음. 어. 홍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는 길에 나는 홍대 일이 있어서 음. 나간 김에 맞아. 그냥 밥 먹자 해서 봤는데 혼자 나오면 무서우니까 어. 이제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온 거예요 <laughs> 여자 세 명이 왔어요 거의 말이 없었지. 음, 음.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어떤 사람 음. 어, 많은데 근데 같이 통화 서로 할 수 없으면 괜찮은 사람 있어요. 이 친구 음. 그 여자도 한국 남자 어 사귀했지만 처음 만난데 왜냐면 여러분 문자 하면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직접 많으면 번역할 수 없어요. 그 여자도 말 많이 안 해. 음. 그 남자 포기해. 바로 포기해. 음. 어, 귀찮아. 설명, 검검해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러. 나는 해. 그 장점 안원 해. 이 친구도 안원 해. 이렇게 있는 사람 있어요. 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 근데 그게 나는 귀찮지 않았는데 지루하진 않았는데 어. 어. 재밌었는데 그리고 한국어 많이 얘기하고 알려주고 아 맞아요 그러면 뭐 너는 한국어 많이 배웠잖아 어 맞아요 나, 한테 많이 배웠지 어. 금방 금방 한국어를 빨리 네가 빨리 늘었어 어, 맞아요 음, 지금은 어, 서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건 힘들어 잘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게 어, 그런 거 과학 경제 정치 나도 베트남을 잘 모르지만 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음.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 얘기 정도 문화적인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 음. 음식 그냥 먹는 거 먹는 거. 음식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우리는 아. 많이 먹으니까 10kg가 넘었어 매미도너 때문에 아니야 아 그리고 또뭐 미미만 이렇게 잠고 어, 천천히 알아고 좀 도와고 이렇게만 미미만 아니에요. 동무 미미 친구도 이렇게 도와 어뭐 서명해 또 꼼꼼히 천천히 음. 이렇게 해줘. 그래서 미미 생각 아 그 사람 나. 어 아마 그 그 사람 지금 나 좋아 좋았어. 그냥 나만 도와 다른 사람 안 도와 이렇게 성격 사람 있어. 너, 어. 만 어. 사귀는 게 목적이야 음. 그래서 너한테만 친절하게 그렇게 어. 하는 성격이 아니, 아니었던 어, 거지 아, 그냥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 어. 친구들이 다 나이가 어리고 스물한 두살 스무 살 이 정도 되니까 음. 그 친구들이 뭐 물어보고 하면은 내가 당연히 한국은 원래 더 나이 많은 어른, 음. 형, 선배들이 동생들 이렇게 많이 도와줘 그래요? 한국 문화 약간 그런 게 있어 너 사람 귀찮아 안해 왜냐면 왜 미미한테 너와 아, 왜냐면 지금 너무 미미한테 묶여 있어 응. 음. 너와 단연히 근데 미미 친구 왜 너와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같은 건데 응. 음. 친구들 여자애들이 있잖아 응. 음. 여자애들한테 이제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는 게 목적인 애들이 분명히 이제 뭐 한 명 여자 다른 여자의 다른 여자의 뭐 친구 를 데리고 오면은 이제 걔네들을 다 다 연락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laughs>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 거야. 단체 카톡방이 있었단 말이야. 아.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본 거야. 아 어, 맞아요. 음. 여러분 나는 똑똑해요 맞지? 어, 잘했어 <laughs> 그 선생님은 베트남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도 친해 음. 그래서 같이 가 은언이랑 김김 그 사람 다 연락처 있어 그 사람은 김김이랑 은언 다두명두 명, 연락 어, 다 연락해요 여러분 허, <gasps> 조심하세요 그렇게 다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 믿을 수 없어요 베트남 남자들이 워낙 그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래서 베트남 여자들이 남자를 못 믿어 음. 맞지? 그리고 집착이 심해 음. 아, 연락처도 그... 다 확인하고 뭐 비밀번호도 다 확인하고 아. 메시지도 다 확인하고 아. 그렇게 보통 그렇게 어. 많지 맞아 어 근데 네가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는 어. 너랑 못 사귀었어 아마 사람 사람도마다 달라 그, 음. 그리고 나는 원래 일단 뭐 테스트 했는데 음. 그냥 믿었어요 그냥 안 확인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잠잠 음, 너무 좋아 그냥 좋아 음. 생각 어 귀엽다 좋은 사람 재밌어 이렇게 잘 놀아 그럼 한국어 잘 알아줘 그럼 이렇게 음, 너무 좀 좋아하지만 완전 좋아 아니 맞아. <laughs> 어. 그냥 친구. 어. 친한 한국 사람. 어 맞아.